안녕하세요. 아, 저는 어, 샘스터 셰프 김대천이라고 합니다. 샘스터는 발효와 숙성을 기본으로 하는 레스토랑이고요. 발효와 숙성을 기본으로 해서 어, 서양 요리, 그 다음에 한국적인 발효 여러 가지 테마를 엮어서 어, 한 장르를 뚝뚝 감아서 만든 그런 레스토랑입니다. 인테리어는 저희는 올 블랙이고요 주방에는 셰프들이 만드는 바 테이블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드시면서 셰프들도 보면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을 갖췄습니다 제가 셰프가 된 계기는요 어, 아주 자연스럽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에 있는 어, 뭐 오븐을 이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빵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뭐, 뭐 쿠키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제가 진로를 고민을 했을 때아 내가 일이 질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즐기면서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 판단했을 때 그게 요리였어요 그래서 요리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, 저와 같이 어, 호흡하며 일하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 세브서의 스탭들 입니다 제주도는 너무 어, 좋은 식재료가 광범위하게 계절별로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오늘 나오는 옥동 그리고 영귤은 어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옥동은 어, 굉장히 촉촉한 텍스처와 그 다음에 껍질의 바삭한 크리스피 그리고 어, 일반적인 산미에서 줄 수 없는 되게 프루한 연귤 주스와의 조합은 어, 굉장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, 레스토랑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손님의 좀 더 귀중함 이런 걸 좀 더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위생에 대한 철저함 이 두 가지를 좀 더 배우고 경험을 했습니다 네, 코로나 이후에 어, 저희 의 계획은 외국분들에게 우리나라 식재료와 우리나라 발효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최근에 어, 코로나가 이슈였잖아요 어, 그런 이슈들을 많이 겪고 제가 느낀 건 결국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셰프이고 오너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음, 뭐, 뭐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이런 동료들 저희 이제 뭐 스탭들 의견들과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면서 어, 같이 좋은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루고자 하는 어, 셰프의 뭐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도서와 그 다음에 많은 해외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경험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, 지금은 한국의 계절과 그 다음에 한국의 시장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, 안에서만 개발을 해서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 사계절의 풍경이나 아니면은 저는 아기가 있어서 저희 아이하고 뭐 놀러 갔던 그런 풍경에 대해서 이미지를 삼아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플레이팅 할 때는 일단 실제로의 자연스러움을 먼저 추구를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지금 계절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살아있잖아요 <laughs> 일단 처음에 요리할 때는 어, 굉장히 아, 내 앞길이 뭘까 어,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얼마나 내가 더 성취있게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조금씩 주변을 돌아다 보니 좀 더 그 주변에 어, 보석들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, 저보다 더 나은 제가 배울 만한 그런 사람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, 그걸 보면서 아, 내가 살아있다 내 주변을 못 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결국은 아, 인생의 성공함에 있어서 사람을 얼, 좋은 사람들을 얼마만큼 주위에 남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오래 일할 수 있는지 그게 어, 좀 행복에 대한 약간 촉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어, 지금 요리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어, 노력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근데 끝이 없기 때문에 되게 절망적이기도 하죠 어,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현재를 조금만 즐기면서 그 현재를 좀 음, 너무 나태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나버리지 말고 어, 중요한 뭐 의미 부여라고 하죠 본인들에게 주는 약간 그런 의미 부여를 어, 그때그때마다 좀 주면 좀 일이 질리지 않고 좀 길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어쨌건 어떤 한 분야에 어, 어떤 성과를 이루려면 최소한 뭐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, 그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셰프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성취하고 돈을 많이 버는 셰프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